Thank you. Reise. 던킨도너츠 들려서 呃，哈哈哈哈。 그 뭐지 오, 오전이나 오후에 작업을 하고 그 브이로그를 올리는데 내일은 그 오후에 센터에서 행사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참석 때문에 편집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밤, 이죠 지금은 1시가 돼가지고 네, 오 정도 거의 완성될 그 작업을 하고